좋습니다. 바비큐 파티. 고기는 제가 구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그냥 얻어먹고 싶기 때문이죠. <laughs> 라면은 또 우리 라면 전문가 성 리에 형께서 아, 면성호 리에 씨. 연성호가 네, 제가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저희는 고기를 구울 테니까 네. 여기 세팅 부탁드려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있어요 쉬어림프? 쉬어림프? 예. 자 갑니다 이거 ASMR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음. 어, 어, 어 그릇이 어딨지? 뭐 그릇 하나 갖다 주고 음. 이렇게 하는 거지 기름 들어가면 세잖아 맞아 맞아 이게 또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은 저거잖아요 어 양송이 여기 아, 씻어야 되겠다 씻어야 돼 이거 얘, 야채를 아, 그래? 뭐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꼭지 따는 법 알죠? 아 알지 알지 알지 나, 나. 나. 예, 야, 이건 약간 시즌 중 빠르게 빠르게 해야겠다. 와와. 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장갑 장갑. 오. 오. 오. 어. 장갑을 끼울 때. 오오 이거 카메라, 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괜찮냐? 카메라 카메라. 막아 막아 흰다리 색으로 막아. 와 이거 불이 진짜 세다. 아니 빨리 아니 약간 좀 옆면에서 해야지 안 탈 거는 타는데 겉면만 이러면 안 입고 안 해. 아따 우리의 미래처럼 활활 다네 근데 이게 진짜로 한번 맛있어요.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야 그거 못 먹겠다 어. 아 구운 사람 먹어야지 빨리 와봐요 그래? 그래 겉바 속촉 왜 면성호냐 몇 인분을 끓여도 불지 않고 딱 맛있게 물은 이제 고수들은 아시죠 그냥 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은 일단은 스프를 먼저 넣어요 어... 음, 형 이거를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도와줄게 저민성호예 민성호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저는 결과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 아. 제가 우여곡절 이겨내고 드디어 아 면리에 씨, 면리에 씨. 오다, 오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딱이다, 아, 진짜 잘 끓였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맛있어? 맛있게 음. 요 라면 지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요. 음. 나도 라면 좀만 주면 안 될까? 미스터리 박캉수 왔잖아요. 네. 저감 안, 안,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늘은 제발 같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 직 모르지만 아. 오늘은 제발 좀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우리가 그 나올 그렇죠. 때쯤 했죠? <laughs> 생각보다 힘들었어. 입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 지 마셔 네. 우리 아직 밥다안 먹었어 네. 네. 번째 미션 시간입니다. 아. 노래방 기계들이 아. 잘 기분 따라요. 보통 아. 어, 기분 나쁜데 와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서 88점 때려버리고 이 어.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를 빽빽 질러야 점수를 많이 주는 거형 보고서 반딱반 이상이 어. 오 비슷하다 어. 하면은 어. 이따 만약 우리가 틀렸다 어. 그럼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점 이렇게 받는 거죠 아 모창을 똑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부담되겠다 이거 아야 잘하니까 하던 대로 교배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신경 啊！ 9점 저는 88점. 88점. 그 근접해요? 근접한 사람 있어요? 다 근접해요. 오, 진짜로? 저는 93점 하겠습니다. 94점. 정답은? 아 괜찮아. 우리가 88점이 평균이에요. 잘했네. 어, 잘했죠. 잘했네. 네. 그 스태프분들께 네, 네. 저희의 오차 범위가 있는지 아 어. 저희 작가님하고 상의해 결과 네. 네. 그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그 흉내 네, 흉내가 네. 너무 완벽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5점씩 해주고 플러스 28에서 533까지 가는 그 밑으로는 523까지 가는 오케이 네네네. 네, 네. 굿!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그 솔트하네요 <laughs> 다음에 약간 어떻게 신나는 거 가? 88점 받을 수 있는 걸 가야지 나딱 88점 나올 거 같은 거 있는데 뭔데? 뭔데? 그 성시경님 노래 오그 너의 모든 순간 아 좋아 왜냐면은 좋아. 뒤로 갈수록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좋아 이게 앞에까지 하다가 예, 뒤에 가면은 너무 높아서 못 부르니까 딱 88점 나오는 거야. 아, 오케이, 그치. 일부러 쉬는 거지. 좋아, 좋아. 38028. 옥정진. 그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잘 불렀어 깔끔했다 아니야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얘가 약간 좀 건방지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근데 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저 92점 봅니다 92점이요? 어? 내 표정 보고 맞춰봐 와 대박 나 95점 너무 생각보다 높게 보는데 나92 92? 어88 정답! 어, 딱 맞았어. 마지막에 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딱 했잖아? 어. 그럼 100점 나온다고, 이거. 와, 완벽해. <laughs> 운동도 안 맞췄어. 어. 어. 좋아, 좋아. 형은 아까부터 책, 책만 보던데, 뭐. 바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야 대박이야 대박. 점수 따위 필요 없어. 야 점수 봐야지. 점수 봐야 돼. 와. 이게 인식도 되나 댄스? 아, 지금까지 276점입니다. 어 60점 한 명 누가 하자. 아 60점을? 60점을 아, 누가 한 번 해줘야 돼 60점 하려면은 거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난 사람이란 게 일단 최대한 열심히 불러봐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uh, 우리처럼 약간 삑사리 일부러 내주고 그랬으면 88 나오는데 1 0 0점이라고몇 점인 거지 그러면? 200 지금 70 지금 150 몇 점이야 대우이 바다의 왕자 일단 하자. 오케이. 어. 다시 돌아온 바다가 왠지 기분 여전한 순간 63이요? 그러면 우리가 65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60, 65점에서 70점. 오케이. 나와야 살수 있어. 할수 있지. 마이크 내려놔. 마이크 내려놓고 요걸로 받아. 오케이. 어. 아, 일단 고개 다 숙여야 돼요. 제발. 많이 들었 제발. 이 정도면 진짜 30점 줘야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일단 7이 7. 우리가 이겼어, 이거는. 아, 뭐야? 어떻게 97점 나와버리네? 말이 안되 아, 예, 저희가 노래를 안 부르는데 97점. <laughs> 이거 초인식도 되는 거예요. 예술 점수를 보네, 예술 점수를 봐. 미션은 실패했지만 카메라 한 대를 잃었지만 어. 우리가 이겼어.